하, 드디어 올게 왔죠? 네. 올게 왔죠? 네. 제드. 그쵸? 해돌이씨. 이런 씨. <laughs> 제드 일단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설명드리면 제드 Q가 지금 완벽하게 좋아졌어요 확실한 건 확실한 건 완벽하게 좋아지고 이가 완전 너프 이거는 좀 너무 심하긴 한데 이거는 뭐 그냥 이 긁다가 어? 그냥 3렙 때 킬각 안 나온다는 거잖아 결국엔 그리고 <clears throat> R 쿨타임 이거는 굳이 너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너프는 아니에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드디어 저희의 왕이 오셨어요 네 쟤들은 뭐다 원래 요무다 보시면 이거 2,900원으로 바뀌고 어, 공격력 55에 그 다음에 재사용 대기시간이 생깁니다 이건 무조건 가야돼요 이건 이코 드라 아, 요무예요 그래서 살짝쿵 그 템을 알려드리면 전 아마 이렇게 많이 갈 것 같아요 자 한번은 봅시다 스킬 콤보가 Q에 거의 다 의존해야 돼요 숙련도 높으신 분들은 딱히 상관이 없는데 뉴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 내가 제들을 약간 잘 못 다룬다 이러면 조금 힘든 건 팩트인데 제들을좀 다룰 줄 안다 이러면은 버프야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버프 너프 되나 어? 일단 이건 그림자 배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간지럽히기에요 바꿔줘야 돼요 이거 이름 바꿔줘 라이엇이 이거 이름 바꿔줘야 돼 간지럽히기 일단 랭크 저희 좀 즐깁시다 오랜만에 참저이 조합 하기 싫죠? 사이렉 카밀 신짜오 선열 마려운 판이긴 하네 초반에 좀 잘 풀리면 선열 가볼까? 오랜만에 잘 크면 선열 한번 가볼까요? 썰킬 따는 순간 아 킬강 마려운데 쩝 쩝! 쩝! 쩝! 나이스! 선열 마려운데? 이건 선열 너무 마렵죠? 오랜만에 한번 갑시다 끝까지 딜련다는 마인드 고물인 어? 뭐야 이거 뭐야? 아니 수준 뭐야? 나 어뷰 샀나? 아군이 당했습니다. 괜찮아 이제야 내가 캐리해줄게. 사일이 느낌이 딱 원딜러인 느낌인데 플레이 스타일 하는 거 보니까 한번 볼까요? 어휴 우리 사일 존나 잘하는 애였네? 나 정복자 탱커야 이거는 근데 톱날 당한 거 같으면 무조건 못 잡았죠 이거 탑이 이게 이게 이겨줄 것 같은데 치투 야물딱지게 박아버리게 띄워줘야 될 것 같은데? 야 나이스 알아서 아우 좀 진짜 아 스트레스 받네 엄엄 빼빼빼빼빼빼빼 제드 뒤통수 존나 세게 때리고 싶네 얘네 뭐해 오야 야 뭐야 근데 그거 방금 비에고 버그 아니에요? 어이판 아, 선열 아니었으면 진짜 캐리 못했을 것 같아 이제 슬슬 쌈이라 똥줄 타죠? 네 어 제발 봐주라 W 잘못 써라 그렇지 어! 이제 압수 사일님 압수 답답하네 아씨 알아서 해주는데 No. 아니 나 궁 썼는데?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제 사이드 돌면서 레벨업 하면서 그거 양악합시다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서포터 먼저 오늘 LCK 보니까 서포터 먼저였어 그만해 그만 그만 용가리 챙겨야 돼사일라님 져야지 캐리 못하면 져야지 저기는 알아서 정리될 거고 제제 선열 지금 못 막습니다 <laughs> 오랜만에 돌아왔다 선열 음 달달하구만 달달해요